정케 하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속 받았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. 내게 정죄함 없겠네.